하면 그 피곤하시죠? 저요. 나오자마자 피곤해요. For my life. got <laughs> it. 여러분 우리 처음 봤을 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Hi, i hi. <laughs> Bye. You <laughs> E. fashion model. Yes, I'm a fashion model. Go, go, go, go! I'm so fine, it's so fine. Hi, it's high. Hi, it's high. Bye, B-Y-E. 그래서 집에 가서 바로 침대에 누울 거야. Bye.